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리원오브입니다.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Wow. 뭐가 나왔습니까? 뮤직비디오!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sage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네, 나이가 이제 오 네. 손으로 터치를 하면 레슨.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간다! 에이! 3, 2, 1, let's go 가자. 어, 잠깐, 잠깐, 소리가 안 나. 갔 3, 2, 1, 고! 오! 어. 여기 리에 형 찍었던데. 어, 이거 누구 손이야? 내 손. 너 손이야? 와. 오,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저희도 처음 본 장면인데. 그게 헐. 오, 리스 와, 너무 멋있다. 뭐야, 뭐야? 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소름 돋아. 간다. wow. 우리 공모 진짜 잘해. 오. 에헤! 형던지 어, 아! 야, 좋아하지 마. 타라. 타요? 어, 네, 탔죠. 와, 진짜 좋다. 오! 어, 어, 어, 리에. 이번에는 우리 군무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오, 그래? K, 네. 마. 오, 빙스. 이제 지난 추웠지 아요 KB. 남매. 소음 맞추고 잤나요? 오, 다들 다쌍 넘어가네. 오, 준지 씨. 와우. 오, 어, 어,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진짜 님들 모델님들 진짜. 아하! 오, 오 뭐야? 되게 많네. 이번 어. 뮤지에서 엑스트라 어.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게. 감사합니다. 오. 어 완전 멋있었어. wow 뮤비스. 뮤비스. 와 진짜 멋있다. wow. 라이브 이때 진짜 추웠는데 잘해줬다. 누가 많이 난다. 그러게. wow 그거 있네. 사바나와 다르게 강렬한. 모델보다 진짜 멋있다. 오. 어. 네, 예, 감사합니다. 아. 키 차이 날만 하다 보였어. 제가 좀 폭발 들었어요. 어, 멋있다, 이거. 까치 말이야? 까치 말. 아깝게 좋은 와. 뭐 들고 있었죠? 깃발에 들고 있었죠. 깃발 어. 와. 많이 나왔네? 어. 머리 차랑 차랑. 와! 진짜 멋있 와, 근데 저때 기억난다. 준들이 그 입고 가가지고 날라가는데. 진짜 안 쓰는다고 찡려고 했지 않았나? 막숨안 쉬어진다고 막 찡찡대고 산소 마스 달라고 어. 근데 확실히 우리가 퍼포먼스가 이번에 많은 거 군무가 엄청 많이 와, 무슨이요? 하나 어 이거 써졌다 와, 뒤에 또 뭐가 있나? 어, 아픈 아, 야! 야! 처음에 약간 뒤에 아, 인트로 추가가 많이 됐네 어. 와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인트로 그거 봤어? 아그 뭐 CG라 야 아, CG라 네. 네. 네. 아 그거 내가 불렀어 불규민 내가 불렀어 제가 동그란 보라 해야 되나? 그런 저 장식물 같은 거에 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꿈이 아, 꿈보다 소원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와.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엄청 무섭고 다리도 먼저 오도로도로 <laughs> 달리고 제가 와이어를 메고 있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와이어가 지워졌어요 어 그런 얘기야? 공중에 떴다고 해야 되요 아, 네, 떴다, 아, 공중에 네, 제가 실제로 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와이어 떠있이 네, <laughs> 위험하게 서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또 위험한 거한개더 있었어요 뭐야? 준지가 우주에 많이 아, 아 맞아 산소 호흡 CG로 솔직히 진짜 큰일 날 CG를 쓴 거는 산소 호흡기만 안 그 예. 지났어 목소리 갔다 와. 아,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야, 우리 미안해. 나 진짜 너 매력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계속 참아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야, 아니 네, 잠시만. 진행 예. 저 여기 있어요. 예. 그때 따라갔었는데 정말 저도 솔직히 숨쉬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무중력에 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 진짜 너무 멋있게 잘 싶어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가서 태양, 태양이랑 하이파로 갖고 왔습니다 음. 어쩐지 약간 탔더라고요 어. 엄청 공항에서 출발했나? 어. 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수업하고 저희가 이번에 동물을 여러 명 했지 않습니까? 아, 아 맞아요. 네. 그게 후리, 후리스타일 네, 네. 리스타일을 여러 개한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들 숨기고 있더라고 또 났어 지 저희가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까지 되게 다양한 버전의 티저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궁금증이 유발된 상태로 보니까 네. 약간 뭔가 더 티저에서 못 봤던 장면들도 나오고 하니까 더 약간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팬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정말 뮤비를 기다리고 계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laughs>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도 같이 이제 팬분들처럼 야, 야, 티셔츠 떠서 티셔츠 떠서 저희 막 맨날 새벽 연습하면서도 연습 중간에도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우리 티셔츠 떴어요! 이러면 야, 야, 연습이고 뭐고 이따 보자! 네. 이러고 네, 네, 아, 한 자리에 모여 컴퓨터 앞으 네, 이래서 또 티저 보고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바로 뭐 거의 저번 주고 이번 주죠? 그렇죠? 네, 맞죠 네, 저희가 이렇게 리액션 영상이 이제 곧 나오면은 이제 팬분들이 이제 댓글로 저희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나 이런 걸 좀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잘고 있겠습니다. 네. 상상력을 뽐내주세요. 열린 결말이라고 할수죠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 올영 오브 20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인스 오브 니스 wow. 이제 이번부터 멋진 무대 아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영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